오늘 어딜 갈 거냐면은 집 앞에 바로 바다가 있어요 스노클링을 하기에 좀 쉽게 돼 있어요 얼마나 깊은지 뭐가 있을지 바하마에는 상어도 있고 상어 상어 집 앞이니까 뭐 크게 있겠어요 상어 스노클링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채 5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바로 바다가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참 행운입니다. 물론 바하마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런 곳에 살지 않아요. 이런 곳은 굉장히 비싼 동네거든요. 은퇴한 미국인들이나 바하마 부유층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스노클링할 장소입니다. 들어가기가 무섭게 바잭이라는 물고기가 저를 반겨주네요. 다금발리로 불리는 그루퍼도 있네요. 이 친구는 캐리비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퀴럴 피쉬입니다.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노란 가오리가 저를 보고 도망가네요. 수많은 관광객을 태운 보트들이 오고 가는 길이라서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많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산호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퍼퍼피쉬라고 불리는 보거가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때마침 관광을 마친 보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값도 한번 떨어봅니다. 엄청나게 큰 보거를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한 쌍이네요. 엄청나게 큰 가오리의 한 종류인 이글레이입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이 친구들은 수면 위로 점프도 한다고 하네요. 스노클링은 마쳤는데 방수팩 안에 있어서 뭘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스노클링 장소에 상어가 살고 있대요 그래서 다시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장소에서 다이빙을